왜 어, 이렇게 좋아 기분이? 여기요 어우 반동이세요? 왜 껴주실래요? 오빠 때리지 말라니까 괜찮아? 음, 새끼 Ta-da! 뭐 <laughs> 용수탕인 줄. Woo! h w h a die.